통기밥 하나 그리고 청양고추 하나 주세요 통기밥랑 청양고추 버킹 이렇게 먹어야지 <gasps> 이거 진짜 썩베이처럼 카레 돈가스도 있어 테리야키 치킨 소고기 토 f 혹시 이렇게 이면 그럼 꼭잔도 있나요? 꼭잔 있지 They have Häagen-Dazs 레디쉬 호떡 appetizer 그 다음에 이거 메인 부닭 캐티 그리고 만두 토핑 이거는 약간 어, 메인처럼 매콤 카레 뿌라라라볶 I'm disappointed 나 심한했어요 오 만두 이렇게 많죠 아, well, how much was it? Like 350? 이거 얼마야? 이거 얼마였어? 조가였어요? 500원인가요? 500원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 있어요 500원 여섯 개 이게 뭐야 진짜 좋네 와 너무 예쁘대 대박 이거는 불닭 스파게티 그 먹어겠습니다 Let me try this. 음. 음, 진짜 맛있어 이게. 맵지만 맛있어 맵고 짜고 음, 음, 맛있다 와 진짜 맛있어 이거 슈리키 어 맞아 어 우리 카포 맞아요 어 여기 카포 카포 자리 맞아 슈리키 핫도그 빼고 버튼은 못 이렇게 있잖아. 호떡 진짜 캐나다 캐나다 먹어 여기 한국에서 원래 많이 먹는 맛이야 진짜 외국 맛있어요. Like tastes like the one I had in Canada. 이거는 약간 짜파게티랑 같이 먹으면 맛있어요. 음. 음. 아, 믹스, 믹스, 믹스. 이거 컬베나라 라볶이 이런 거. Try this one. 이거 먹어봐요. 이거 생각보다 맛있는데? 이거 투다 같이 믹스 됐어 음 이거 맵지 않아 맛있는데 약간 너무 우유 맛 너무 많아서 내 스타일 아니에요 이거 약간 맵고 짜고 맛있어 handmade gelato premium ice cream 아까 매워서 이거 먹어봐요 음 어머 와우 피시방 아이스크림 맛있는데 음 This is so good 3,200원인가요? 이거 진짜 맛있어 음. 아, 여기 오무이네요 fresh cakes 음 오무 맛있어 総督総督総督うん